안녕하세요. 끌고입니다. 어, 히. 김용식입니다. 핫. 私クリコが 한국의 텔레비 방송이 데뷔しました. 원래 크리코가 일본에 있을 때 방송국에서 리포터나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NHK에 같이 나오면서 한국 방송에도 좀 나오고 싶다 그런 꿈이 좀 생겼어요. 찬네를 さんっていう日本のコンテンツを扱っているテレビ局があるんだよねそこが在韓日本大使館さんとつながりがあって「おヌレイルボン」という番組をその監修のもとを作ってるみたいな、うん、そこに出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前チャギも萌歌さんっていうモデルさんとか歌手のゆきかさんっていう人たちをインタビューしてたじゃん、うん、私もねついでに出させていただいたかったね、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かったね 番組が出る日だから一緒に見るかなと思いますあー楽しみ中中今日のアンチを買いに行きましたか合わないけどケチョンチキンですイエーイ 아니 아니 옆에다 쪄줘 오카상 오컸다 그거니요 카라시잖아 마사비 이랬대네대 내가 보고도 여기가 찍는 거 너네 목만 찍는 거지? 네 깎고 예쁘다 이거 두 개 갖고 가요 두 개 있는데? 어, 네. 괜찮아요 내가 무슨 데 와야 되는 거예요? 크리코그 그러니까 방송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서울에서 오징어 가보죠 먹어봐 가보죠 맛있어 거시기 음, 음와 거시기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거시기 와 이거 레드? 음. 와 아, 냄새 대박 <laughs> 프라이드가 들어있지 음. 음먹어 몇번 먹었는데 항상 술 취해서 먹었으니까 음, 음, 음, 음 그러네요 인터뷰 준비한 사람은 일본말 할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말 네, 한국말 찍은 거예네 한국말 한국말로 했어 일본말 일본말 일본말 아 이렇게 나왔구나 유튜브가 실물을 못 담아보는 아 그럼 쿠리콘 수가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 게임은 바진코 저는 쿠리콘입니다 실물이 훨씬 이쁜데? 아, 나오셨다 아. 나오어 뭐야 아. 이거 그때가 언제였지? 3월 말 뛰는 게? 괜찮아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저 제주도 네 지나갔다 어 백종원 아 백종원? 네? 번말밖에 안 해서 뭔가 아쉽네요 누구사? 네. 별로 공부를 안 했을 때니까 지금은 많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준비해 주셔서 음. 와 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네?